낯선 재단 위에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옆엔 달의 신녀가 있었다. 형. 아니, 그 악마를 보좌하던 자. 형은 어떻게... 정말 미안해요. 그녀는 몇 번이고 나에게 사죄했다. 나에게서 형을 빼앗아간 것에 대해. 미안해요.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야. 형에게 무슨 짓을 꼭 살아남으세요. 그분의 바람대로.